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안전공제 채널에서 안전교육 관련 손유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슬쌤입니다. 안전교육을 할 때 손유일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의 관심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 더 원활하게 안전교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전교육 손유일 그두 번째 시간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을 손유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다 간다 라는 손유일인데요. 먼저 기본 손유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띠띠 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지붕 위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구름 위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하늘 높이 랄라랄라 비행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산을 넘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강을 건너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구를 지나 랄라랄라 기차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유입니다. 선유일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기관을 알아보고 그중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교통기관을 선정하여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자전거를 주제로 하여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에 대해 계사해 보려고 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따릉, 따릉. 랄라랄라, 자전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헬멧 쓰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보대하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안전하게 랄라랄라 자전거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유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 그리고 헬멧, 보호대, 착용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면서 아이들과 착용해보면서 안전교육 실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다 간다라는 동요의 손유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따라해 보셨나요? 현장에서 재미있게 손유희도 하고 안전교육도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지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